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로 절망합니다. 가난해서 절망하는 것만은 아니죠. 부자들도 절망합니다. 꼭 불치병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절망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라고 해서 절망하는 건 아니더라. 큰 교회 목사들도 절망합니다. 결혼 못해서 절망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도 절망하더라고요. 신용 불량자라고 해서 절망하는 건 아니에요. 신용 우량자들도 절망합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절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잘 될 때도 절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인간의 모순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절망하고 저래도 절망하는 거죠. 이 절망의 영향권 아래에서 어, 벗어나서 어, 이 사각지대에 숨을 자가 없어요. 예, 절망 앞에서는 영웅도, 허걸도, 위인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도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터치로 예, 다같 하나님의 터치 이 하나님의 터치로 절망을 끝내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절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 인간의 모순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새 절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면 절망이 끝이 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 읽어주겠습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강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한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는 문둥병, 요즘 말로 한센스병입니다. 절망입니다. 네. 그래서 분리돼야 되고 가족과도 분리돼야 돼요. 혹이 누가 자기 곁에 오면 잠깐 나는 문둥 환자입니다.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이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셨습니다. He's t o u c h me. 그분이 나를 만지신 거예요. 문둥병자를 만드는 것은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안 대시고도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손을 대셨다는 것은 그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손길, 그분의 터치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손길, 놀라운 손길, 빛으로 인도해. 제가 부른 노래가 3만 명 이상 들었습니다. 주님의 손길. 웬만한 가수보다 훨씬 조회수가 많이 나오죠. 별로 안 놀래나 보다. 3만 명이나 숫자 잘 모르시나 봐. 주님의 손길 놀라운 손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구천 어디에도 반유대주는 들끓었고 그들만을 특별히 분리해서 거주하게 하는 지경을 만들었고 개토라고 그래서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유대인 표식을 지니고 다녀야 되겠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장자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지라고 하는 그래서 돼지 젖을 빠는 유대인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큰 성당 앞에 가장 정문에 그들이 드나드는 심지어는 노토가 종교개혁문을 붙였던 비덴들구두 어, 그 성당에도 돼지젖을 빠는 유대인들의 형상을 그 대문 위에 붙여져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을 한 가지 있습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언젠가는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는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 멍해가 부러질 것이고 너희들은 자유할 것이다. 이방인의 때에 충만한 수가 자기까지는 이스라엘은 짓밟힐 거라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은 그토록 짓밟히고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그 언약 하나를 붙들고 1878년 동안 이겨왔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은 독립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한 그 순간부터 역사는 마지막을 향하여 카운트다운 되고 있습니다. 뭐가 나뭐 뭐 싹을 내면 인자가 눈앞이른 줄 알라. 그때부터가 종말 중에 종말의 시간으로 카운트다운이 되는 겁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주님은 그무화나무 뭐 뭐 세대에 오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무화과나무 세대에 살고 있고 우리들은 그 역사의 마지막에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이벤트가 우리 시대에 있을 것이며 그 이벤트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대영광의 날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대환란에 남겨질 것이고 저는 오늘 아가서의 말씀 가운데 휴거를 찾아냈습니다. 어, 그리스트 김이 아가스에 관한 모든 책을 싸그리 샀습니다. 서점에서. 그래서 제가 쑥 훑어봤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가스에서 휴거를 발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나 최초로 아가스에서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시죠? 제가 대환란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대환란에 남겨진 사람들이 예, 지켜야 할 20가지 수칙. 10만 명 이상이 봤습니다. 세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에서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쓰던 몽둥이로 쓰던 이 아수르를 예, 멸하는 장면인데 제가 여러분이 늘 말하는 대로 선지서들은 이중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을 예정하면서 그대로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예정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시대를 예언해서그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 또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그 시대에 이루어지면서 그대로 마지막 때 여지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중의 예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 이 이사야 10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아, 대환란 때에 몇 명이나 살아남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런 설교들도 어, 이렇게 언급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성경을 읽고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해가 서산에 지고 있고 옷고름을 염해할 때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에 우리는 그 축복을 움켜쥘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그러나 주님의 신부들은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주님의 신부들이라고 해서 다 상급이 같지는 않겠죠. 사도와는 그랬습니다. 나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저 또한 그렇습니다. 코프소 용사들에게 제가 받는 상을 다 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네. 저와 동역하는 분들, 저를 위해 청부하는 분들, 제가 하는 사역에 후하신 분들, 하나님, 제가 받는 상을 이들도 받게 해주십시오. 저는 볼품없고 부족한 종이지만 그 주님 발 앞에 발등상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지금 물 밑에서 불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냐면 어, 세계 통일 정부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를 뉴 월드 워라고 그래요. 뉴 월드 워더. 신세계 질서. 다같 신세계 질서.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나 유럽의 유력한 대통령들의 입에서는 언제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New World Order.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 예, 그들이 모이는 모임에는 그레이트 리서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레이트 리서, 위대한 어, 그 세판짝이라는 겁니다. 리셋을 하겠다는 거예요. 세판을 짜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하는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 통일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나 시간 얘기한 대로 세계 통일 정부의 가장 걸림돌은 세 뿔입니다. 예, 러시아 뿔과 중국 뿔과 아랍 시아파 연합 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들은 미국에 아주 친한 감정을 가지고 협조합니다.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시아파 종주국들은 미국을 사탄의 나라고 합니다. 큰 사탄 미국, 작은 사탄 이스라엘. 미국과 이스라엘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미국이란 나라는 제가 얘기했죠. 에브라임이라고. 에브라임. 예. 문하세는 인도에 있었고 에브라임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 에브라임이 장자였죠. 이스라엘의 장자. 그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 이 지금 이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고 감사하게도 우리 예, 서울 기쁨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 놀랍게 예, 동참케 하셔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 정보를 이루려면 화폐가 하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합해가 하나가 되려면 예, 전자합해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죠. 그렇죠? 예. 어, 그러려면 초첨단의 에, 예, 이, 이 4차 산업이 발달해야 합니다. 5G 시대에 예, 예, 이초첨단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고 어, 이것들은 이제 지금 이제 물밑에서 열심히 준비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짐승이 정권을 잡으면 모든 화폐는 어, 몰수하겠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가상화폐를 주겠죠. 표와 함께 그죠? 얼마인지 가능한 거죠. 그러나 표를 받지 않는 자의 재산은 다 몰수되겠죠. 전부 다 몰수됩니다. 그러니까 표를 받으려고 할까 안 할까요? 앞답도 받으려고 하겠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줍니다. 예, 내가 대한란에 남겨지지 않을 거니까 어, 하늘에서 바라볼 일이겠지만 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여길 겁니다. 예, 짐승의 예, 그 정부의 일원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마치 나치의 그 어, 깃발에를 모인 것처럼 엄청난 그런 자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런 표가 보이는 표식이라면 그냥 아예 자랑스럽게 대놓고 예. 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된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공무원, 오급 공무원, 뭐구 공무원 뭐 이렇게 어, 그 급에 따라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공무원 하기가 별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 공무원이나 마찬가지겠죠. 예, 그 짐승의 나라에 예, 그 표를 받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이루어지겠죠. 안 받은 사람은 재산을 다 뺏고 받는 사람에게 예, 짐승이 재산을 나눠주고 그 순간에 경제 질서는 완전히 확 재편되겠죠. 그게 그레이 리셋입니다. 완벽하게 될 겁니다. 네, 하나도 어렵게 없어요. 가진 자를 뺏으면 되는 거니까. 예. 순식간에 예, 이 표를 받는 사람이 줄을 설 것이고 표를 바른 사람에게 전제 앞에가 나눠질 것이고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겠죠. 그러려면 종교가 하나 돼야 되겠죠. 네. 왜? 짐승은 어, 짐승은 어, 정치 지도자로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 신입니다. 예.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경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 통일이 가장 중요한 목표요 저희들의 측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종교 통합 운동이 그래서 이 종교 통합은 누가 주도하느냐? 카톨릭이 주도하게 돼 있죠. 카톨릭 예. 제수회 제수이트라고 하는 예수회가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예, WCC와 WEA가 아, 이 종교통합운동에 동참을 하게 되고 전 세계 모든 종교는 이미 다 하겠다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WC 지도자, WEA 지도자, 그 다음에 달라이라마, 또 힌두교 지도자, 또 유대교 지도자, 어? 이슬람 지도자, 카톨릭 교황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종교통합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이미 전독 종교통합은 완, 완벽하게 짐승에게 넘기진 않았지만 이제는 어, 진행 중이고 이걸 막을 길은 없습니다. 자, 이런 그 어, 시스템이 우리 주님이 디자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자기가 몽둥이의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혼내주는 역할을 하니까 지가 하나님 줄 착각을 하거든요. 지금 오늘 어, 이 이사야 10장은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1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장 어, 어, 우리 그 제가 1절부터 보자고 아, 말씀을 안 올렸구나. 예, 잠깐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우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고리를 박탈하며 가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달과 머리 쏘는 환란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예. 이제 심판을 아, 예, 명령하는 것입니다.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에 몽둥이내 분노라.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을 들어서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생 막대기로 쓰는 겁니다. 예. 그 손에 몽둥이 내 분노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게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네. 길거리에 진흙처럼 짓밟아로 했다는 겁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도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하냐며 하맛은 아르밧 같이 하냐며 사마리아는 담에색 같이 하냐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나느니라 내가 사마리아 그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일을 시오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은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이 아수르의 역할은 인생 봉둥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교만, 예, 그의 높은 눈의 자랑, 그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 아수르는 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모든 세력들을 예,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러나 그때 당시 아수르는 바로 그 말씀한 그대로 아수르가 멸망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 안에는 예, 이 마지막 때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예, 그가 아수르가 그 아수르를 대적하는 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겠죠. 예,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영국의 결대선을 결어쳐도 제국을 완성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경계선을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의처럼 위에 거주한 자를 낮추었다. 예. 그들의 재물을 다 약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에 남겨진 자들은 가진 것 의미가 없습니다. 전부 다 뺏기게 돼요. 물론 표를 받는다면 예, 몇 년간은 소유할 수 있겠죠.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조영남 씨가 무슨 뭐 개인전을 뭐 한다는 뭐 이렇게 그 뉴스가 떴길래 잠깐 읽어봤는데 그분이 그래 그분은 참 희한한 삶을 사잖아. 근 자기가 인생을 보는데 돈을 열심히 벌다가 죽은 사람 그리고 돈을 열심히 벌어놓고 못 쓰고 죽은 사람 이 두 사람밖에 없대요. 예. 열심히 벌다가 쓰고 죽은 사람 자기는 한 번도 못 봤대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laughs> 자기는 열심히 열심히 벌지도 않고 잘 쓰고 다닌대. 그런데 예. 그분은 그냥 생각 없이 막 그냥 내뱉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 또 뭔가 찾을 거리가 있어요. 예. 자기가 보니까 열심히 벌다가 죽은 사람, 열심히 벌어놓고 못 쓰고 죽은 사람 두 사람뿐이더래요. 그래서 오늘 명절 때 맛있는 거 다 드셔. 너무 그러질 필요 없어. 네. 아파트 두 채, 세채 해놓고, 뭐, 뭐 하려고? 한, 한 채 팔아서 써버려, 그냥. 이영수 고사님 팔아서 써버려. 세장로님만 해외여행 가고 그랬잖아. 권사님도 막 가버려, 이제. 갈래야 또 갈 수도 없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최장로는 진짜 원 없이 다녔어. 전화만 하면 태국이라고 그러고 막. 목사님 저한테 미국에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영수 고사님, 이영수 고사님 사업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팔아. 박사발이야. 가지고 있다고 물론 뭐 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 아니 아파트 세 채 있는 사람만 팔아 그 말이야. 세장님 세채 있어. 집이들은 팔면 어떻게 올세 살면 안 되잖아. 셋째 맞나? <laughs> 나 그냥 안 얘기해. 셋째인지 몰라. 혹시 열째인지 모르지. 예. 바벨탑을 어, 창세기 10장에 보면 바벨탑을 누가 쌓죠? 니무롯이 쌓죠. 그 니무롯이 성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래서 큰 성읍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온 천하의 사람을 경배받고자 원하신, 원한 거예요. 님으로시.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네, 바벨탑 건축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언어를 흩으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면에 흩어버린 거죠. 근데 그 DNA는 떠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탄은 끝까지 온 세상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게 3년 반입니다. 짐승이 7년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3년 반 만에 그 조약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앉아 경배를 받고 짐승의 표를 주기 시작하죠. 네. 예. 3년 반 동안은 왜 못했느냐?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두 증인이 권세가 있는 것이 죠 그 타임은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권세에 있어서 불을 내려본다니까 두 증인이 예, 비를 내리지 않는 그리고 어, 원할 때마다 그 초자연적인 그런 그 그 이이 징계를 내려서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두 증인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한 대로 두중인의 권세는 1260일 동안이에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스가랴 말씀 내가 주지 않았는데 스가랴 12장 보시죠. <clears throat> 자, 9절에 보면 에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죠. 러시아와 또 터키, 이란 이런 나라들이 치러 옵니다. 예, 그 이방 나라를 주님이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안 써도 되는데 힘 쓰신다면 작살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힘 안 쓰고 말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분이 힘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살 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이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목이 또 골짜기 하다드림 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로다. 예. 온 이스라엘이 애통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와를 구주로 믿게 돼요. 이게 바로 스가랴 12장에 예, 에루사렘을 치러 온 자들이 멸망하고 예,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예수와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가 조상들이 찔렀던 그, 그 예수와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고 두 증인과 시사만 사천이 강력하게 증거하겠죠. 예, 그때 막 장자를 잃은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돔 같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동성애 가지고 창궐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나 소돔 같을지라도 그들을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clears throat> 자, 이사야서 다시 10장으로 가서 자, 15절부터 자, 15절 예, 읽어 주시겠습니까?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네. 교만의 어리석음을 선지자는 날카롭게 공박하고 있죠. 도끼와 톱. 예. 유용한 물건이지만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 이 도끼와 톱이 예. 자기들이 사람을 움직이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16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수르의 교만과 리사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파리하게 하시겠다. <clears throat> 살찐 자로 파리하겠단 말은 질병을 보낸다는 얘기죠. 아수르 진영에 하룻밤 사이에 전염병이 퍼져서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죠. 예. 그들의 예. 그들의 영화, 그들의 영화.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 큰 성, 마지막 때 이 바벨론 큰 성이 예, 살찐 소가 이 파리 지듯이 영화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로 실제로 아수성이 전염병으로 그냥 그 군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과 대비해서 이중 예언으로 마지막 때 지금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그 이방 민족 모든 이방 민족 특별히 짐승이 정권을 잡고 있는 짐승 안에 있는 모든 그 어, 이 배도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적자들, 그 다음에 미련한 처녀들까지 포함되는 거죠. 다지 배도자들, 미련한 처녀들. 어떤 자는 배도자고 어떤 자는 미련한 처녀입니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대화 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대적자들이죠. 예, 이 세 가지 종류 사람이 함, 함께 대화 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살찐 예, 이 살찐 자를 파리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막 운동장에서 막 뽀차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파리한 모습으로 예,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하나 올라오면 놀래죠. 아니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예,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와서 순식간에 파리하게 돼. 우리 나이 들면 이렇게 약간 그 볼살도 올라오고 약간 이렇게 좀 이 배에 또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근데 그것도요 다 주님이 디자인한 겁니다. 너무 막 그 이 나이가 50이 넘는데빨래판 만다고 막 거시기 그 하면요. 그것도 참 거시기 그 합니다. 왜냐? 나이가 들면 약간 살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파서 누워 있으면 근육이 빠져버리면 못 일어납니다. 한 한 달만 병원 시대져 가지고요. 안 걷고 누워 있으면요. 걸으라면 못 걸어요. 근육이 빠져버리면요. 못 일어납니다. 예. 적당히 좀 있어야 돼요, 배가. 그래서 아프면 뱃살만 날아가요. 그거는 어디 병원 갔다 오면 얼굴이 뼈안에 예뻐져요. 음. 그러니까 너무 신랑 고박하지 마, 제발. 최당론이 그대로 너무 멋있어. 아주 멋있어. 그 정도 체격이 예, 그 연세에는 딱 맞는 거야. 조금만 빼. 조금만 빼. 그 다음에 17절, <clears throat> 18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자 보세요. 하루 사이에 그 가시와 찔레가 소멸될 것이다. 그 밝은 빛은 불이 될 것이다. 그의 거룩하신 이의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예. 자, 이제 이 모든 어,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고 불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절입니다. 19절. 그의 숲에 남은 나무가 나무의 소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는 어, 이 말씀에 의미하는 게 뭘까? 네,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이방에서 살아남은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숫자다. 네. 그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네. 예. 모아나무와 여러 나무를 보라 그랬잖아요. 모아나무는 이스라엘이고 여러 나무는 열방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애연적 메시지거든요. 애연적 메시지.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가 어린아이가 능히 개수하실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열 손가락 안에 아이들은 주로 이렇게 세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애국 애들도 이랬어요. 원, 투, 쓰리 이래요. 네. 그러니까 어, 희소할 것이다. 정확한 숫자를 뭘지 뭐 알수 없지만 어린아이가 셀 수 있는 숫자만큼만 살아남아서 천연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방 땅에 예, 한 나라별로 그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어, 그리고 이제 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살아남은 어, 민족은 유대인이 되겠죠. 네. 14만 4천은 어, 목이 베어 순교하여 올라가 버리는 그 천년배로 올라간 숫자고 남아 있는 회개한 남은 자들. 예, 회개하여 남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여기서 남은 자와 피난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남은 자는 누구예요? 남은 자, 그 시대 의 남은 자는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천열매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남은 자는 올라가 버렸죠. 이스라엘에. 그렇죠? 네. 짐승의 표를 거부했거든요. 그들은 지도자니까. 짐승이 예, 무적인에서 올라와서 두 증인과 싸웠을 때 두 증인이 패합니다. 왜? 권세 깨졌으니까. 1 2 6 0만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못뱀을 다가 죽는 거예요. 남은 자와. 그 다음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친자를 의지하지 않는다. 다시는 적그리스도의 짐승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 그때는 정말 진실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남은 자는 14만 4천과 더증이라고 그랬죠. 이 남은 자, 예, 이사야의 남은 자 사상은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를 굉장히 좋아했던 그 신학자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남은 자를 계속 얘기합니다. 예, 남은 자. 그래 이 시대의 남은 자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살아서 들림을 받을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소수예요. 예, 소수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미 작정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시리라. 네. 공의로 파멸이 작정됐단 말은 예수님이 파멸을 디자인해 놨다는 겁니다. 심판을 디자인해 놨다. 심판은 파멸을 불러오죠. 그 파멸은 완전한 파멸입니다. 어린아이가 숫자를 헤아릴, 개수할 수 있는 숫자만 살아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대한란에는 누가 복음을 전할까? 영원한 복음을 천사들이 전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회개하라 그렇게. 어? 두 번째는 주 안에 종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주 안에 종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는 순교하라 그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순교하라는 외치는 천사들의 영원한 복음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 기도할 때인데 기도 끝나고 집에 가려고 했더니 한 자매가 나를 불러요. 박 선생님, 어, 네. 내가 어제 환상을 봤는데요. 뭘 봤는데? 박 선생님은 환란 때 남아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나 봐요. 다 떠나는데 바바리 코트를 탁 세우고 난대화를에 복음을 전하고 할게 그랬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내가 뭐, 뭐다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냥 오셨어요 <laughs> 나는 그때도 영분별을 했거든요 지금만 영분별한 게 아니에요 입신하고 예언한 사람들이 성, 목사님은 성령 의 역사로 말했는데 저는 귀신 역사로 봤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귀신을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이 엔드타임 메시지를 전하게끔 저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한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아, 등록카드가 날라왔어요. 목사님, 저를 평신도로 불러주셔야 됩니다. 목사한테했습니다 저는 그냥 성도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너무 분량이 많아서 계속 종일도록 듣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전한 엔타임 메시지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만큼 많은 분량의 설교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퍼즐이 맞출 춰수 있도록. 예. 저도 어느 때까지 전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겠지만 전혀 고갈되지 않을 만큼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가 알아야 할 엔타임 메시지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미혹의 시대에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가리라. 보세요. 자 보세요. 아수르 얘기했잖아요. 아수르는 전 세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수르를 멸망시킨다는 얘기를 이사야는 하고 있잖아요. 이 이사야 선자가. 근데 아수르 얘기 아니죠.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전된 파멸.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되고 창조주 하나님, 심판 의 하나님도 할 수 있는데 그분은 용서하시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네? 성자 예수님께서 군대를 이끌고 직접 흰말을 타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단멸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행하신다는 작정된 파멸이에요. 이미 작전된 파멸을 신부들에게 알려줬어요. 깨어라, 준비해라. 너는 이 대환란에 참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시험에 때를 면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줄 것이다. 휴고의 문입니다. 휴고의 문. 그런데 관심 없어요. 이생활리만큼 관심이 없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얼떨결에 우리 교회 왔다 하지라도 축복이야. 그죠? 얼떨결에. 네? 어떤 분들은 자기 의지로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을 하고 찾아온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얼떨결에 내가 영광교회 사역하다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되구나. 김석준 장 그죠? 우리 그렇게 느끼는 거.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요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바로 전체를 몰살시켜 버렸어요. 바로의 군대가 전체가 수장됐어요. 애굽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랫바위 미디안을 칠 때, 예, 이 오레빠이 사사기 7장 25절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랩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랩은오랩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랩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도원에게 가져왔더라 보세요 오랩과 서의 머리를 잘라가던 거예요. 기도원에게. 그래서 이 오랩은 유명한 자리가 됐습니다. 네?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오랩바에서 잘라서 그 머리를 가져온 거예요. 기도원에게. 오랩바이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노역하던 자들을 그렇게 다 멸하시겠다. 10편 83장 11절에 왜 이렇게 오랫바위가 이렇게 유명한가? 하나님이 심판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10편 83편 11절. 그들의 귀인들이 오랩과 새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삶은 나와 같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시편 기자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도한 사람들을 이렇게 오랩과 어? 수처럼 갖게 해달라고 중보하고 그 있잖아요. 이게 유명한 바위가 됐습니다. 설악산 흔들바위만 유명한 바위가 아니야. 올해 바위가 유명한 바위예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내 채찍을 들고 아수르 군대를 치실 것이요. 예. 아수르 군대를 멸하고 장수들을 예? 죽이실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애국 군대를 멸하신 것처럼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 장수의 목을 베서 가져온 것처럼 오랫바위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 적그리스의 세력들은 물통에 물 한 방울과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톡 치면 날아가 버리는 존재예요. 그 주님이 예? 흰말을 타고 그를 따르는 신부의 군대, 하늘의 군대가 있다고 그랬죠. 하늘의 군대. 바로 우리들입니다. 계시로 기록된 그 하늘의 군대, 흰말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뒤에 그 신말 타고 흰 세마포를 입고 주를 따르던 하늘의 군대 속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복받쳐 오는 거예요. 감격해서. 모든 이 애원의 성취, 이 언약의 성취 속에 우리들이 주인공이다. 순종한 사람. 계단의 장막 같지만. 왜? 이 술람미엄이 오빠들을 잘못 만나 오빠들이 폭력적이었어요. 자기 포도원이 있는데 이 게다라 장막에 그이 그 거친 포도원에 자기 누이를 갖다 놓고 너이 포도원 지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이는 예, 슬퍼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신랑 예수님의 눈에 예, 그, 그 술람미아미는 선택받은 거죠. 그리고 그 술람 미인이 거친 그 들에서 주님을 얼마나 사모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떻게 무장되는지를 제가 오늘 날 시간에 다 보여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 여인은 아름답지만 당당한 군대처럼 전사로 변해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그 그 깃발을 세운 군대 그게 바로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어쩌면 우리 코퍼스 용사들은 굉장히 이상적인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 다만 우린 엔드타임만을 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드리는 일을 하는 언약의 성취를 이한 하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가 아, 이렇게 언약의 성실리 영적 전쟁을 치른 다음에 그 심벌 리에 준비한 그새 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어, 이 사역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 고통이 따른다 해도 저는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저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 주셨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언제든 나도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그런 사명적인 존재고 신부라는 정체성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부의 정체성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그분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것.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입니다. 그분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장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심장입니다. 그분의 눈물은 내 눈에서 흘러야 합니다. 그분의 분노는 내 심장에서 타올라야 합니다. 왜? 그분과 나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만 그러신가요? No, no, no, no. 교회가 주님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신부되는 교회. 그러나 많은 자는 바벨론 이세벨의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버렸습니다. 저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신사도의 애언자들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각국에 가면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애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처럼 신격화된 그런 이상을 가지고 사역하던 그들이 카톨릭과 연합하는 것이 한 세 사람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내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정말 사탄의 물이구나. 이거는 그냥 어쩌다 소금 물이가 아니라 아예 사탄의 물이라는 걸 알게 됐어.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여기에 속은지 몰라요. 제가 거짓 예언 시리즈에 간증했던 15시간 기도하던 그 여인은 얼굴이 예수님을 사랑하다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 걸었잖아요. 내 옆자리에 앉은 버스에 앉은 기도원 향하는 버스에서 만난 사비님 하나님을 참 사랑해 보이시네요. 내가 그랬죠. 어떻게 아냐 나한테 얼굴에 써졌는데요. 그래서 좋아하더라고. 내가 칭찬의 명수잖아. 대화 중에 귀신 역사가 발견됐어요. 제가 또 똑부러지잖아. 자매님 속에 귀신 들었는데 내가 그랬어요 또. 엄청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렇게 말만 해주면 끝이 아니죠. 실제로 그 속에 귀신을 끄집어내줘야죠. 내가 끄집어냈어요. 그 자매님이 한참을 한참을 울어. 자기 10년이 넘는 세월 단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이 하루에 15시간씩 기도했고 주님은 자기를 사랑의 품을 안아줬고 날마다 속상이 듯 사랑의 미로로 자기에게 음성을 주셨대요. 근데 그렇게 다정하고 그렇게 성경의 언어처럼 들린 그 미러가 귀신의 음성이었다니 이게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 자매가 어? 막 울어 저는 이런 어떤 책에 주님과의 막 대화가 막 써져 있는 책들도 봐요. 과연 이 사람은 주님과의 대화였을까? 아니면 휴신과의 대화를 이렇게 써놓은 건 아닐까? 그 자매님을, 자매님을 보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 자매는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귀신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설마 그게 에? 예? 성령의 음성이지 귀신의 음성이었다는 걸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나한테 들켰지 귀신이. 그리고 귀신은 제가 축사를 할 때 꼭 하는 게 그거예요. 들켰네 억울해요. 들켰네 억울해. 실력 있는 것들은 안 들켜요. 끝까지 그러면 좋은 노릇해요. 가지고 놀아요. 장난쳐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라고 우겨요. 박박 우깁니다. 그리고 망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 성도들의 신앙 자체, 삶 자체를 파괴하는 세력들, 무서울 정도입니다. 말씀만이 답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사야 10장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자,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제가 이, 이 말씀을 주제로 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은 목에 멍에를 부러뜨릴 것이다. 자, 그 말씀도 정확하게 예, 해석하면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이 애언적 의미에서 이 말씀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동안 이 멍에 이 멍해를 지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에 이 기름 부음 가닥에 이걸 불어버리 부셔버리고 마지막 이제 그들에겐 더 이상 짓밟히지 않는 그리고 그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사하늘과 새 땅의 통치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날 그들은 메시아의 통치를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그 메시아의 통치는 곧 그날에 그 기름 부음이 그들을 멍해를 부러뜨리고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다시는 내가 심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 천년왕국은요 내가 심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심어요 근데 내가 심은 것을 남이 취하지 않아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핸드폰을 안 꺼요 핸드폰을 안 켜요 핸드폰은 저녁에 꺼버리고 아예 안 켜요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요. 주로 이사야를 많이 읽습니다. 이사야 읽은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는 그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알리아 사건이라든가 이런 천년 왕국들을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해 놨어. 읽으면 소망이 생겨요. 막 기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곱소 목사의 설교를 어느 정도 듣고 따라오신 분들은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이나 읽으면 전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오늘 또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운데에서 호텔 하시는 사장님 예, 불교만 다니시다가 이제 기독교에 와서 성경을 읽독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대. 목사님 그냥 읽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 읽었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1년 동안 제 설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10년 예수 믿는 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나운서 원권사님께서 지금 아나운서를 해주고 계시는데 과거에 큰 교회에서 간사, 교육 간사 역할도 하셨고 다양한 사역을 해오셨어요 지도자, 리더십으로 저에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목사님을 이제 만났을까요? 조금 더 목사님께 빨리 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게 적절한 타이밍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 제가 여기 김포에 입석했다는 건 문군사님 언제 알았어? 나 카페 아프리카에서 만날 때 한 건 아니잖아. 그 전부 새벽에 한번 왔었지? 네. 새벽에 한 번. 땅딴 네. 교회 다니면서. 가까우니까 저에게 오시기로 왔어요. 목사가 약간 제비처럼 느꼈나? 어떻게? 생긴 게 제비처럼 생겨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등록 안 했겠지? 음. 근데, 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입원하셔서, 우리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몇 달 전에 재설교라 저게 들었대요. 막 울면서 은혜를 받으신 거야. 그리고 결단한 거야. 예. 목사님 저 등록할게요. 등록할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문고사님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그 동안에 이런 교회를 섬기면서 그 충성했던 걸 기억하시고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 택해 주신 거라고. 우리 제, 남편 제집사님은 지점장님이셨는데 부인 때문에 또 이렇게 그죠? 세상 잘 오신 것 같죠? 거기만 예. 끄덕여주면. 네, 아멘, <laughs>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냥 처음에는 내키지 않을 수 있죠. 아, 부인이 간다 하니까 아, 안 갈 수도 없고 예, 부인이 워낙 사랑스러우시니까 그죠? 그런데 아보고 나니까 부인보다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와, 내가 이런 말씀을 놓칠 수 있었겠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열방이 그 열방이 대단한 것 같죠. 나라의 경계를 없애버릴 정도로 뉴 월드 워더 신세계 질서를 잡았고 그리고 세계 정부를 세워 이제는 어, 세계를 통치하게 됐어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죠.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 주어진 기간 동안에 네. 그 나라를 대통령으로서 어, 섬겨주는 거죠. 왕은 그렇지 않죠. 왕은 백성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은 대통령이 백성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착각을 하면 이제 정치가 부패되는 거예요. 근데 독재자들은 통치하는 것만 만족하지 않아요. 경배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물 한 방울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강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네, 보시죠.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아. 네? 예? 저울의 작은 티끌 같대.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시도하는 그것을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사야 10장에 있고 그 심판 속에 그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살아남은 자가 어린아이가 개수할 수 있는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마지막 때 대환란에 그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할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늠할 수 있죠.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으리라 그랬으니까. 가늠할 수 있는데 이사야 정확하게 이사야 10장 19절의 말씀으로 얼마나 이것이 처참한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어, 이제 발행을 하겠죠. 발행을 하면서 다 죽이잖아요. 목을 빼서. 가장 먼저 도적인과 시사바차틴이 목을 빼 죽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성전에 자기가 우상을 세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독생나귀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분노는 열방으로 향하죠. 열방의 짐승의 표를 바로 받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리겠죠. 순식간에 피가 강물을 이룰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휴거가 있은 후에 월드워3를 통해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네?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휴거의 숫자는 소수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그 이 80억 인구 가운데 얼마나 휴거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미미합니다. 그냥 UFO가 지구인을 납치했다고 소문내도 될 만큼일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우주 군대를 만들어서 어, 이 UFO 예, 그러니까 이 나쁜 외계인들과 싸워야 된다는 우주군을 만들겠죠. 그렇게 하면서 현혹시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굉장히 미혹을 잘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실이 드러났어요. 근데 여기서 한쪽에서 말하면 가짜 뉴스입니다. 이래 버려요. 그러면 또 어, 그런가 하면 또 절반이 또 돌아섭니다. 팩트가 있어. 그런데도 가짜 뉴스입니다. 막 이래 버리면 나중에 이제 뭐 재판 뭐 하려면 몇 개월 지나가고 2 0 3 0 아이 또 나는 결백합니다 하면 30, 20, 30 대법원까지 가면 2년 이상 걸려. 그때부터 사람들이 또 잊어.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무조건 부인만 해. 나 깨끗한 사람입니다. 정치적 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어서 사람들은 뭐가 진실을 몰라.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휴고가 일어났구나 하는 걸 알겠지만 그러나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믿고 싶지 않겠죠. 왜? 자기가 남겨졌다는 분노, 실망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섭섭함. 예, 네, 뭘 믿고 싶겠습니까? 지금 서울 기평영광교회 성도들의 수많은 사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저 새끼 지랑 발광하더니 우주인한테 잘 잡혀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정말 어쩌고 유고 어쩌고 하더니 근데 어떤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겠죠. 회개가 터져나올 겁니다. 그러 어떤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 세계본부 이 유력 유력 언론에서는 UFO 증거를 막 끄집어내고 막, 막 가짜 뉴스도 만들어내고 막 봤다. 어? 그런 막 비행체, 미확인 비행 물체가 날아가는 걸 봤고 사람이 올라가는 걸 내가 봤다. 막 별, 막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뭘 믿을지 모르고 막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러시아가 예, 혼란한 시기를 타서 예, 이란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공격하죠. 그러다가 핵이 터지고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지구에 충격파가 일어났는데 이거는 뭐 어통 누구도 통제가 불가능하. 뭐 마스크 써라, 백신 맞아라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아세요? 가능하겠습니까? 핵으로 핵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25억이 죽는데 지금 어떤 나라가 지금 모든 시스템이 다 국제화되어 있는데 주식 되겠습니까? 깡통 주식 되죠. 어떤 주식이 살아남겠습니까? 네. 부동산 씹어먹겠습니까? 물류 유통 안 되면 그날로 난리가 나는데 그날로 쑥대 맛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상황을 보면 안 돼. 인류 3분의 1이 죽는 대환란의 시작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건 정말 최고의 신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걸 수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나타나봐야 열광하는 겁니다. 저 사람만이 예? 이 지구를 수습할 수 있다. 그렇게 평화를 외치던 평화 조약을 외치고 폐약을 외치던 그가 돌변합니다. 그리고 경배를 받고 짐승의표를 주기 시작한다고. 예. 그게 우리 주님이 성경에 기록된 시나리오인데 도대체 지금 짐승의 표를 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 도대체 뭘 믿고 그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아니, 음모론이 성경도 아닐 거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걸 믿는 사람들 도한 이해가 안돼성경이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어요. 대화 안에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 어린아이가 개수할 수 있을 만큼 희소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답이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로 보호할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14만 4천과 도중이는 목이 목배임 당하고 환란 어, 전반이 끝난 바로 다음 하란 후반 시작되자마자 목배임 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 버렸어요. 남은 자들은 올라갔죠. 그리고 피난하자들 따로 있다고 그랬죠. 피난한 자들. 남은 자들은 올라갔고 피난한 자들은 광야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네요. 그때는. 예. 이들이 지금 알리아에서 이스라엘 온다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예수와는 메시아를 믿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장자를 잃은 것처럼 회개하고 예, 우리가 찔록감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광야에서. 상당히 많은 무입니다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고를받다고 사도 바울이 그걸 봤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입니다. 파루시아란 말이 예, 인자의 예, 임함, 예, 강림 이런 뜻이에요. 다시 파루시아, 강림. 강림이란 말을 파루시아라고 쓰는데 우리 주님은 세 번 강림하셨습니다. 파스트 커밍 2000년 전 오신 강림 이것도 파루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세컨 커밍이에요. 예. 두 번째 파르시아는 뭐냐? 휴거입니다. 공중의 강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서드 커밍이 있어요. 지상 재림입니다. 한란 후, 예, 보복의 날이에요. 보복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퍼스트 커밍은 은혜의 날이고 그죠? 은혜의 날이잖아요 세컨 커밍은 휴고의 날이고 서드 커밍은 뭐예요? 보복의 날입니다 이게 파루시아예요 강림 파스트 커밍은 베들레헴입니다. 지점이 지점. 어느 곳에 임하는가? 세컨 커밍은 구름 타고 공중에서 휴거자들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신부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고 공중에서 맞이합니다. 그 다음에 서드 커밍, 예, 지상 재림은 백마를 타고 에루살렘 감남사를 향하십니다. 왜냐하면 에루살렘이 바로 통치 본부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통치 본부입니다. 감남사를 왜 임하시냐?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예, 백마를 타고 오셔서 입에서 나가는 검으로 다 쓸어버립니다. 짐승이, 짐승들은 산채로 불못에 던집니다.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임라인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파루시아는 2000년 전에 두 번째는 공중에 강림하시는데 한란 전에 이 타임라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은 환란 후에 마지막 분노의 날 하나님 보복의 날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세력들을 다 쓸어버리는 예, 그 날이 바로 파루시아입니다 어, 이, 이 파루시아는 이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지상에 이 땅에 2000년에 오시면서 뭐가 생겼냐면 교회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69일에가 성취됐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으로 69일에 성취되고 바로 그 승천하면서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예, 이두 번째 세컨 커밍 공중에 강림하실 때 교회 시대가 마감되는 겁니다. 휴거를 통해서. 그리고 대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터닝포인트의 마지막 지상 재림은 7년 환란을 끝내는 것이고 천년왕국의 시작입니다. 이게 터닝포인트입니다. 정확하게 타임라인을 맞춰 예. 하나님께서 저에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미혹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확하게 타임라인 나오잖아요. 어느 때 짐승의표가 주어져요? 7년 대환란. 그것도 3년 반 시작이에요. 3년 반 끝난 후에 후 3년 반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이 짐승의 표를 준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뭘 믿겠어요? 환란전을 믿어요? No, 환란전을 안 믿죠. 환란전 주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은 타임라인을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워하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두려워해요. 제가 감사하게도 엔드타임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제가 뭘 전할까 하다가 그냥 제목이 그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휴거를 준비하라. 이게 저의 엔드타임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네.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두려운 마음은 신부가 아니다. 신부가 결혼식에 두려운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럼 내가 그때 당시에는 예, 이 엔드타임을 처음 전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들어도 완벽합니다. 예. 거의 개론 수준이었죠. 1강부터 20강까지는. 개론 수준의 강의였는데 오차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전문가 과정으로 들어갔고 지금은 전문가 이후 과정 닥터 코스가 있고 닥터 아, 포스트 닥터 코스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지금 포스트 닥터 코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닥, 박사 이후 과정이 또 있거든요. 박사 공부 끝이 아니잖아요. 공부는 끝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데 박사가 되는데도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포스트 그 박, 박사 코스 그러니까 박사 이후 과정을 또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엔드타임의 전문 과정을 지났고 지금은 전문 과정 속에 더 깊은 어, 단계의 과정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이 통째로 다 보입니다. 아가사가 다 보이고 로키가 다 보이고 선지서가 다 보이고 계시록이 다 보이고 그리고 사복음서가 다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 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량의 설교기 때문에 제가 이제 7월이 되면 3년간 주일 낮 밤 수요 예배 금욕 철학까지 제가 계속 엔드타임을 전했기 때문에 한해한해 200개 설교가 나왔습니다. 엔드타임 설교만 그러면 600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관련 설교만 200개입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이 교회 가서 이 설교하고 이, 설, 이 교회가 이 설교해야 돼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심화 과정은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해동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중요한 거 있으니까 이스라엘 왜 축복해야 되는가? 뭐 이, 런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전문가들도 거기에서 심화 과정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걸 학교에서나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강사가 여기 가면 이 교회 가서 이스라엘 왜 축복해야 되는가? 이 정도에 그냥. 그러니까 그런 강의는 널려 있는데 저는 코브쇼 TV를 통해서 심화가 등을 강의를 하니까 깊이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청자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깊은 거죠. 이스라엘 관련 설교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듣고 나면 이스라엘이 열리죠. 굉장히 중요한 설교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들은 세계 복음 선교를 위한 전파자가 되죠. 그때 당시에 사도들과 어, 그 성령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그 시대에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휴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일곱인 인이 떼지기 직전 여섯 인 어, 아, 때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때에 에, 남은 자들은 휴고 신부로 준비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환란에서 남은 자들은 14만 4천과 도중인입니다. 이들이 남은 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 되시면 아멘. 자, 3년 반 동안 대환란 기간 동안 휴고되지 못한 어,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길이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순교의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유대인들은 피난처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 요한계시록 12장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광야를 페트라 광야일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1260일 예. 동안, 3년 반 동안 예,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을 어, 왕국에 들어갈 예, 천년 왕국의 시민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자, 14절도 그렇습니다. 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피해 뱀은 저크리스도입니다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죠? 음. 한 때, 두 때, 반 때로 1260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표현만 다르게 한 겁니다 3년 반, 한 때, 두 때, 반 때, 1260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예,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예비해 놓아 유대인들을 위해 다시는 그들이 짓밟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짐승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손 못 대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제 예, 유대인들의 첫 열매를 다먹을 뱄으니까 그리고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경배를 받을 수 있고 에루살렘 그 지중해와 에루살렘 거룩한 산 사이에 그 거주한다고 그랬죠. 짐승이 에스겔에 말했죠. 예. 통치 본부가 에루살렘에 있다는 얘기거든. 짐승. 예. 거기서 세계인들의 경배를 받는 겁니다. 그 성전에는 온갖 종교 통합 종교의 수장들이 와서 거기서 짐승을 예배할 겁니다. WCC는 기독교 배도 단체입니다. 사람들은 목사님 그 연합이래요. 통합이 아니고 연합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가정이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왜 카톨릭의 영상을 보여줬느냐? 예수천당 불신 지옥은 이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신부가 얘기하잖아요. 어? 이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신부가. 왜 내가 그걸 보여줬어요? 루시퍼를 찬양하잖아요. 바티칸에서. 어? 불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다 구원한다고 하잖아요. 네. 지옥은 없다고 말하잖아요. 가톨릭이. 성모 마리아를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엄마, 엄마, 엄마 기도하는 거 보셨죠? 도대체 이들과 무슨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연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탄은 모든 종을 통합해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이 물밑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최고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죄의 종들이 이 미혹에 다 넘어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남아서 남은 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배도한다면 나는 그날로 탈퇴합니다. 거칠 게 하나도 없어요. 난 정치하는 목사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마지막 때 신부의 세대의 남은 자로 인침받기를 바라고 우리는 명절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네. 목사님 명절에는 좀 더 쉬면 안 될까요? 교황 있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도 좀 쉬시고 왜냐면 하 나를 이해한 척해요. 나를 이해한 척. 네. 목사님 몸좀 돌보시고요. 명절 때는요 좀 가족과 함께 뭐 바다도 좀 가시고 입을 잘 도와드려야 돼 그분은 나를 이해함이 아니야 자기가 쉬고 싶은데 양심상 쉬지 못하니까 나를 이해한 척하면서 쉬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늘 그리스 김 찬양에 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말하는 그 말에 속지 마라 역전되리라. 기도를 계속하라. 아멘. 나는 명절에는 더 기도가 고파요. 왜냐면 내가 명절에 제일 외로워했거든요 엄마가 없는 집에 명절은 쓸쓸합니다. 굴뚝에 연기가 막 모락모락 올라가는데 소뚜껑 뒤집어 놓고 돼지 기름 넣고 막 부침개 해가는데 우리 집에는 조용합니다. 쓸쓸. 그래 명절이 별로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명절에 좋은 추억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새어머니가 들어와가지고 명절 때 우리 형제들이 이제 집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명절만 되면 집을 뒤집어 놔버렸어요. 네. 명절만 되면 집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새어머니가. 아예 우리 형제들이 집, 우리 집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냥 명절이 지옥이었어. 요 그래서 나는 명절이에요. 그 기다리는 제절은 아니야. 그 저는 명절 때 기도원에 가서 가족 기도하는 거예요. 네. 명절에 전화하는 사람도 없어.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 때도 명절만 되면 기도원 갔거든요. 그 나는 차가 없으니까 목사님 허락을 받았죠. 목사님 저 봉고차 교회에 서 있는데 제가 봉고차 끌고 기도원 좀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오 갔다 와 방, 갔다 와 박전사 갔다 와 그래 아주 흔쾌하게 갔다 오라 그러죠. 내가 전화가 없어야 되는데 명절 때 기도하고 있으면 전화가 와 박전사 어딨나 빨리 와 지금 할 일이 많아 나를 또 명절 때 차를 안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뭐 어디 뭐 갈 일이 있다고 신방 가야 된다고 나한테 빨리 참을 오라는 거야. 아씨 명절 때문에 나를 찾아 목사님이. <clears throat>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예, 제가 이제 신학교 때 가장 존경하던 목사님 윤석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명절 때 집회를 해요. 구정 명절 성회 막 이래갖고 바로 요거다. 그래, 나는 목회하면 무조건 명절 때 집회한다. 그때부터 난 개척해서 명절 때마다 집회됐어. 예. 그러면 이제 집사님들이 목사님 명절 때 꼭 집회하셔야 돼요. <laughs> 아, 어, 왜 그래요? 내가 집회하는 거 뭐 불만이요? 그건 아니고요. 시골에 가야 되는데 내가 집회할 때 언제 가지 말라고 그랬어?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하루는 참여해야지. 알았어요. <laughs> 명절 때 목사님이 집회하는데 본인이 시골 내려가는 게 미안해가지고 난 그 신경 안 써.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명절만 되면 기도가 말이 없잖아. 그리고 나처럼 명절 때외로운 사람이 많아. 그 사람들 갈곳 없잖아. 교회 밖에. 기도원 가면 또 기도원 강사가 어? 뭐 짠하게 보거든요. 얼마나 문제가 많으시면 이 명절 때 성산에 올라오셨냐고 짠하게 그 말 듣는 순간 슬퍼져 버려요 나는 뭐 문제가 있어도 올라온 게 아니거든 그냥 기도가 고파서 올라온 건데 강사가 언제나 그럽니다 에? 이 명절에 이 성산에 올라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문제가 많으셨겠습니까? 예. 이러면서 아, 그냥 집사가 내려가고 싶더라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도 명절 연휴 시작되지만 에, 예, 여전히 특전사 기도회와 작전주 기도회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네, 예, 끝까지 여러분들은 에, 예, 부침개 드시면서 에, 맛있게 드셔. 음, 맛있게 드시면서 어, 시간 되는 대로 참여하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마무리 메시지 좀 드릴게요. <clears throat> 여러분 그 나비가 되기 전에 벌레가 되죠. 예, 벌레와 나비는 상상할 수 없어. 어떻게 이 벌레와 나비가 그 같은 존재였을까 상상이 안 가죠. 그죠?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고난 당하셨거든요. 근데 나비가 정말 어느 순간에 그 나비가 나방이 그 뭐 나비 벌레죠 벌레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쫙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이런 창조물을 통해서 휴고 신부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는 아니, 육체가 그런데 정말 상상에 불과할 정도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부활의 몸을 잊게될 것입니다. 절대로 씨를 보고 열매를 어, 상상이 불가하게끔 하나님 만들었어요. 여러분 대추 씨 보고 대추 열매가 어떻게 생길지를 여러분 알지 못해요. 대추를 안 봤다면. 근데 그 대추를 심었는데 씨를 심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대추가 열려. 씨를 보고 판단이 안 된다니까. 지금 우리는 상상만 할 뿐이지 휴고 뒤에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지 여러분 그 기대와 소망 속에서 그까지 믿음 잃지 말고 선한 싸움 싸우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부디 미혹되지 마시고 선생님이 하란 대로 하면 좋아요 우리 수능 고시 300점 맞은 친구들 340점이 만점인가? 예, 네, 만점 받은 친구들 이렇게 인터뷰해 보면 틀림없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만점에 들. 네. 예. 선생님 가르치는 대로 뭐, 뭐 학원 안 봤습니다. 그냥 그냥 교과서에 교과서에 충실했고요. 선생님 강의만 들었습니다. 이래요. 만점은 주로 그래요. 근데 밑에서 노신 분들은요, 계속 무슨 참고서, <laughs> 이상한 참고서를 봐가지고, <laughs> 쪽지게 선생님이라고 해서 들었는데, 다 틀려버렸어요. 속은 거예 교과서만 봤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한 대로 그냥 진도를 나갔을 뿐인데 이런 영광을 얻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네, 저는 성경 봤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냥 순정함에 왔더니 이런 영광의 자리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는 돼야 돼. 아멘. 박수, 박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아, 우리들은 환란의 남겨를, 남겨를 존재가 아니고 대영광의 날 예, 들림받아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지금은 다른 데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예, 재정, 건강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신부 준비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네. 그 준비를 하면서 놀랍게 재정, 재정적인 환경이 언약의 성취를 위한 신부들은 재정으로 환경을 바꿔줄 거고 건강도 주실 거고 보너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겁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의 신부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아직도 근처에 못 갔다면 회개하면서 하나하나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부 준비 잘하게 달라고 그리고 예, 정말 예, 이 대환란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빠지지 않도록 마귀에게 유괴당한 아버지의 자녀들을 구하는 일그리스도 예, 음녀에게 예, 포도주에 예,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이, 예, 이 배도한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우리가 잘하게 달라고 동서로 기도할게요.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Oh,